오늘은 필리핀 중산층 지인 댁에 파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필리핀 음식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나살, 신이강, 시식, 닭구이, 돼지 통구이 등 많은 음식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레촌 바보이라고 하죠. 필리핀식 돼지 통구이. 기르는 돼지를 직접 잡아서 돼지 통구이를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영상을 찍고 싶으면 와서 찍으라고 하셔서 벨펜 돼지 통구이 레촌 바보이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chicken. Adult. Mm. intestine. single. 프린스 외우라 프린스 외우라 외우라 울지마 울지마 Don't cry 안녕 안녕 셰프 셰프 우와 again? No, no, no, it's okay, it's okay. It's okay. wait, wait, wait, wait, Egg, Chicken egg. Very sweet. Bitter. Bitter. Wait, now, wait, wait, now, guys. Very sweet. Wait, wait, corpo dele. Né? Hum. Uau! Ah! Aí. Uau! Hey! Wow, no, so sweet! Ah! sweet, so sweet! Very sweet! Ah! Wow! wow! No, no, no, Uau! Uau! Wow! Wow! How to it? Very sweet! 아, 아우. 아. 아, 노노노. o no, n 우와, 씨. 미쳤, 미쳤어. 와. 와, 쓸개네, 쓸개. 으아. 으아, 낚였다, 낚였어. So sweet. So sweet. край краю. What's the name? This one? Kilawin. Ah, Kila, Kila, Kilawin. Kilawin. Kilawin. Oh. <laughs> Oh, nice. Many efforts. What's it for? Bad boy. So it's not. this. It's not calamansi. Ah, what's that? Wah. Ah. Ah. Batuan ini rayo. Ini namanya batuan. Betul. Healthy, healthy. Ah, what's name? Sini kang? Batuan. Batuan. Batuan. Batuan. Ah. Ah, that's why. Like uh, I know, same, same, same. 근데 식초는 식초. 비니걸, 비니걸. 와. Ya, irá cuando ya auto se ella, no me pantalla, no. Oh. Ando, ay, lang daw galing uno. Imno niya tumatalib. Kurito,